언제 또 그런 걸? 너가 비트를 할래? 내가 비트 하고 너가 퍼커션 할래? 오케이. 오케이. 예. Yo, yo. 보니까 X1 하나. みなさん愛してる. 랩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. 아니 근데 래퍼 놔두고 왜 자꾸 랩을 이상한 진짜 랩 한번 보여주세요. 번호 어? 어, 래퍼는 조승현! 어떤 어떤 랩을 해야 どんな 되나요? ラップですか 사이퍼 어때요? 남도현 남도현! 남도현! 아 오케이 조승현과 하겠습니다. 남도현의 사이퍼 제가 먼저 할게요. 오케이. 아 다이저드. 아 비트 다 괜찮네요 괜찮네요. 아 いいねいいね 진짜 죄송해요. 한결! 죄송해요. 5, 6, 7, 8 나만의 밤과 부른 너를 빛 데리고 가 걸음다 뒤로 순간이다 우리 둘만의 결혼 Flame to the runway 여파하여 나만의 밤과 부른 너를 빛 데리고 가 구름보다 뒤로 순간이다 우리 둘만의 결혼 Flame to the runway 여파하여 너가 이걸 하면 내가 다른 걸 해야 되잖아 지금 안 된다고 거리니까 너같 해볼게요 네. 내 역할은 a r o u 해서 일차에 메인 보컬 꽤 자꾸 비법 무대도 와만 내가 비법 무대도 와만 내가 그리고 제가 도현이 옆에서 아까 비트박스 준비할 때 살짝 들은 게 있거든요 도현이는 사랑을 담아서 춤을 준비했다고 아, 네, 네. 어쨌든 그런 거 준비했어 그런 거 준비했어 감동인걸? 감동 야 이것도 비트박스 필요한가요? 하이. 어, 아, 오, 아, yes. 노래로 갈게요. 아, 의사대 사랑을 도현이잘줄 수 있는 걸로. 아, 의사대 아, 자, 5, 6, 7, 8. 1 더하기 1은 귀염이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염이 귀염이 귀염이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도 귀요미 6 더하기 6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윤따기 육을 귀여워 아 귀여워. 아, 주 나쁘지 않았죠? 괜찮았죠? 끝났었대요 요 괜찮았다. 준비해봤어잘 시켰는 걸. 여기 열하세요.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. 너무 고마워요. 돈토니 아리가도.